싸길래 말래 싸길래 말래 싸길래 말래 싸길래 말래 네, 무거워지는 만큼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 Okay, so ready? Who's gonna start? 아, 이래 아 기억을 못하 간단하게 기억을 못 많이 걸렸어. 快点起！快点起！快点起！到。 So 어, 간짜장 간짜장인데.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아, 아 네. 약간 검은 콩 두유 맛 녹차랑 우유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다 약간 녹차 맛도 나고 그 녹차 좋아하거든요 There we go. Yeah. 5시 반 시작이죠? 네. 몇 시요? 5시 8분. part of concert, kindly tension up. Yeah. Please stand up, please, guys. Yeah, and please dancing with us and sing with us together. fun. Is it? Yes. But I'm so sad. Why? Why? Yeah. Because we only the last song left. Yeah, I can't believe it. It's only oh time for the last song. Oh my god. But last song is very uh, important.